날씨가 정말 추워졌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추울 때일수록 음. 게임을 할 때 또 예민해질 수도 있거든요. 부모님 안부를 물어보시는 분들도 유독 더 많아지는 계절이에요. 아 맞습니다. 이렇게 추운데 잘 지내십니까? 이렇게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형이 제일 문제예요. 전체 팀 절대 안 해요. 게임을 할 때. 말로 욕을 하시죠. 그렇습니다. 아, 그분들은 아, 듣지 아, 그분들은 듣지 못하니까요. 그냥 뭐 제가 누구한테 뭐라고 할 입장은 아니네요. 아 그럼요. 한 보다 욕을 더 잘해. 그렇습니다. 아 근데 크리스마스가 이제 딱 일주일 남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 분들 괜히 나가서 뭐 이렇게 돈 쓰고 그러지 마시고. <laughs> 집에서 게임하시면서 그러면서 멋진 장면 저희한테 아, 사연 아, 그럼요. 보내주세요. 저희가 또 크리스마스 buff를 통해서 더 많이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아 그럼요. 네. 그리고 저희가 뭐 상품권도 드리고 선물로 그렇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참 이건 뭐 엄청나네요. 좋습니다 어디 나가지 마시고 게임하시면서 DC 엑스파일에 사연 좀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저희는 슈퍼플레이, 뭐 정치, 트롤 그러면서 창의적인 모습 뭐 아, 그럼요. 어떤 거든 상관없어요. 어떤 것도 장르 불문하고 다 봤습니다, 여러분들. 사연이 진짜 별로 없습니다. 네,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은 저희가 또 푸짐한 상품, 상품권, IP를 충전할 수 있는 상품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또 많이 사연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DC 엑스파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DC 엑스파일! 제가 볼때 음. 오늘의 메인 사연 같아요 아 이게 메인입니까? 예 아, 기대가 되는데요 제목부터가 굉장히 그 흔히 말하는 빡침이라 그러죠. 뒷박, 뒷골, 어. 막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다 이런 게 좀 느껴져요. 근데 보통 이렇게 되면 본인이 잘못한 적이 되게 많아서 그러니까 걱정이 되긴 합니다. 예, 한번 읽어보도록 음. 하겠습니다. 누가 봐도 미스포츠의 잘못인데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자기 잘못은 아니라고 박박 우겨서 제보합니다. 아 진짜 화나셨네. 박박 우겨서 진짜 화나셨어. 흔히 말하는 정치 싸움이 또 있었던 네. 것 같아요. 제보자 유종찬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mid를 하고 있던 제라스인데요 저희 팀, 저희 팀 미스포츠니 누가 봐도 잘못했는데 자꾸 잘못이 없다고 우겨서 제보합니다 게임에 10분 30초경 <laughs> 디테일해요 쉔이 궁을 타고 와서 바텀듀오 잡고 나서 문도가 용을 잡자고 오더를 내렸어요 근데 미스포츠니 CS에 눈이 멀어서 1차 포탑을 넘어서 farming을 한 거예요 음. 원도 박사는 결국 적 정글에게 죽고 용을 먹지 못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용을 먹고 집에 가면 이등인 상황인데 끝까지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우기네요. 누구의 오더가 맞는 말인지 판단해주세요. 아 이게 흔히 또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용을 먹자고 했는데 라인에 있었고 그래서 결국 욕먹던 친구들이 망했고 그렇죠. 누구 잘못이냐 궁금해지긴 합니다 상황 자체가 참 요즘 미스포춘 분들이 자주 등장하죠 미스포츠이 핫해요 근데 진짜 미스포츠이 너무 세요 궁극기가 이게 말도 못해 맞아 맞아 맞아. 사양됐다는 소식이 뭐 여기저기 들려오고 있습니다. 요즘 원데이들이 진짜 대격변 나고 있고 이상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사연도 같이 배워가면서 이렇게 좀 뭔가 새로운 챔피언들도 많이 보는 소개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키워도 진짜 다양하고. 그럼요. 저도 이 DC 이 엑스파일만 진행을 하면 저도 뭐한 다이아는 갈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로챔스 해설 막 들어오실 수 있지 않겠어요? 제가 해설한다고요? 골드 해설이요? 아니, 캐스터로 오세요. 저 뭐 가로 되는 거 보고 싶으세요? 캐스터 노리고 싶... 노리고 아니요 전혀. 제가 뭘 뭐 노립니까?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laughs>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무슨 네. 내 다리가 지금 예, 네. 후들거리는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 하고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laughs> 그래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게 바로 문제 그 장면입니다. 아무래도 열심히 라인전이 진행 중인데 일단 bottom 좀 걸고 어, 선택 좀 걸었어요 터지네요 이기죠 이제는 미스포츠 스레이시가 그냥 상대 소환사 주문 허무하게 빠졌고 상성 자체가 이쪽이 좋아요 지금 스레시도 그래서 공격적으로 앞으로 나가서 상대 CS 수급을 방해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템 차이가 너무 심합니다. 미스포춘은 되게 세요. 자, 이거 어. 쉔이 넘어오면서 확실한 kill각이죠. 스레시가 스킬을 잘 쓰진 않았는데 그냥 힘으로 잡습니다. 힘으로. 그러니까 도발이 살짝 뭐 아쉽긴 했습니다만 많이 아쉬웠어요. 네. 네. 어, 그래 어, 그냥 억지로. 어쨌든 bottom 듀로 모두 잡아냅니다. 여기까지는 다들 nice! 그럼요. 그런 상황이죠. nice! 자 그렇게 하자 문도가 dragon 쪽으로 향하고요. 어떻게 보면 bottom에서 대승 이후에 dragon이랑 연결되는 거 되게 기본 기본 중의 기본이죠. 그렇죠. 쉐는 집으로 일단 귀환을 하고 top line에 좀 욕심이 났는지 그리고 부르고 있으니까 팀원들의 쓰레시가 이제 이동을 하죠. 네, 쓰레시 이동하고 어, 스터이가 여기서 약간 변수가 그 랜턴 던진 건 와라 이거죠? 네, 이제 가자 드래곤으로 음. farming 그만하고 와라. 아, 요것만 먹고 요것만 먹고. 뭐 이런 봐. 상황이에요. 예. 있어봐. 예, 너만 네. 가 그냥. 어. 에이, 내가 더러워서 나만 가야지. 근데 마이가 왔어요. 마이가 궁까지 쓰면서 지금 아무래도 bottom에서 큰 싸움이 있던 뒤기 때문에 최한사 수준도 없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허무하게 잡힐 수밖에 없어요. 자 일단 쓰레쉬가 먼저 잡혔고요 그리고 마이가 쓰레쉬 잡고 초기화 한 다음에 다시 또 아리까지 왔어요 제라스가 집 갔다 온 상황이라 거리도 멀었고요 아 문도까지 잡힌 상황 뿅. 잘 피하네요 뿅 이득 본 걸 다 날렸죠? 그렇죠 이렇게 돼서 결국에는 팀원들이 네. 비스포츠 네가 왔으면 많이 잡고 데리고 먹는 거 아니냐 뭐 거기서 왜 CS 욕심을 냈느냐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맞습니다 음... 그러면 우리 미스포춘 시점으로 한번 또 제대로 봐볼까요? 그렇죠 네. 미스포춘 입장에서는 난 만화도 아예 없고 내가 가봤자 뭐하겠냐 뭐 라인이나 뭐 손해보게 만들고 나이가 좀더 크고 너네끼리 정리해라 이런 콜을 음. 한거 같아 그리고 드래곤 먹어봤자 의미가 없고 그 와중에 쓰레쉬가 잡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CS를 일단 먹고 있어요 어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어 뭐야 그쪽 언니 났어? 이제 슬슬 가죠. 가려고 어, 하는데 어? 아리까지 왔어? 상황 종료됐네. 그리고 어, 어, 제라스가 뿅뿅뿅 어, 뭔가 한 입만 어? 도망간대. 아이가 일로 가겠지. 아이가 일로 가겠지. 아 어디? 근때 와드 들켰어. 아이야 와이 들켰어. 다 옵니다. 아! 그러면 살수 있을까요? 어? 한 대? 두 대? 예. 어 벽구. 죽었죠? 어? 벽전 배우까지. 여기서 지금 점멸을 아래쪽으로 타려고 했던 건데 딱 전형적인 벽점멸이 나왔거든요. 대자로 뻗었어요. <laughs> 자 그래서 상황을 정리하면 네. 안 그래도 아군이 왜알았어 라고 채팅을 치는 와중에 그런 채팅 와중에 또 이렇게 죽은 걸로 보이거든요. 전멸까지 쓰면서? 예. 추하게. 그렇죠. 그러면 이 사연을 보내신 앞에 언급하신 그 부분만 과연 여기서 미스포츠니 갔다면 상황이 반전될 수 있었느냐. 저희가 진짜 냉정하게 또 한 번 보도록 그것만 하겠습니다. 딱 보자고요, 저희가. 네. 음. 저희가 이분들의 심리 상태까지 유추해가면서 상황을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멋져. 뭐 도발이 안 맞았으면 뭐든 상관없어요. 멋져. 멋져. 저는 이 시점에 주목하고 싶어요. 이 시점. 스톱! 체리 기환을 누르고 있는 이 시점. 그리고 문도가 드래곤의 이제 오더를 내리, 내릴 만한 타이밍. 딱 지금 시점. 그렇죠. 여기서 저는 쉔이 리콜을 탄게 일단 유죄예요. 집에 갈 이유가 전혀 없었죠. 전혀 없어. 왜냐면 어떤 식으로 해석해도 없어. 워윅이 뭐 라인 push가 굉장히 빠른 것도 아니고 탑포탑이 위험한 것도 아니고 본인도 순간이동까지 있기 때문에 드래곤 먹고 집 갔다 순간이동 타도 되고 여차하면 드래곤 먹고 순간이동 타도 되고 그렇죠. 이거는 top이 내려온 김에 먹고 가는 게 맞아요. 미스포춘. 상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음... 같이 타 쉔이 있어줘야 돼요. 아군의 체력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네. 아니기 때문에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쓰레쉬도 되게 위험하잖아요. 소환사 주문도 없는 상황이고 괜히. 음...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쉐는 유죄가 확정이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다른 선수들의 판단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건가 쉐이 가는 순간 드래곤은 안 치는 게 맞았던 것 같아요 이게 또왜 아, 그러냐면 우드가 핑을 일단 찍고 있는데 이 상황만 또 봐도 제라스가 지배가 있는 상황이에요 아, 이것도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드래곤을 먹는 건 오케이야 바텀에서 성과가됐으니까 근데 아군 상황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탑은 간다 그러지 우리 미드는 어, 지금 라인에 없지 근데 또 우리 bottom 라인 상태는 안 되지 그 드래곤 갈만한 상황이 그렇게 어, 이성적으로 봤을 때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bottom에서 교절이 났기 때문에 제 추측을 해보건데 분명히 마스터이는 근처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 상대 음. 마스터이는 일단 셋 그냥 근처에 있고 상태가 좋다라고 가정을 해야 돼요. 아리도 조금 더 빠르게 온다라고 가정을 해야 돼요. 아, 맞죠, 맞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먹으면 먹고 그리고 문도가 저렇게 핑을 찍었을 때 아군들이 빠르게 오는 것이 아니라면 문도는 그냥 빠졌어야 된다. 근데 거기에 있어서 이 미스포츠 이 체력 없는 마이를 잡겠다고 이 들어가는 이 행동. 음. 이 행동은 진짜 최악 중에 최악이었다. 그러니까 미스포츠 차라리 이렇게까지 안 하고 그냥 거기서 그런만 먹고 집에 갔으면 그랬으면 좀 낫죠 차라리 그럼 차라리 할말은 있을 텐데 여기서 그래 그거 양보해서 그리고 전멸에 나섰다면 너무 취했어 이 벽전멸이 너무 취했어 어떻게든 그 살려고 막 애원하는 거 있잖아 여기서 바닥이 들어갔어 미스포츠네 이게 진짜 이게 미스포츠네 어떤 그릇이 아닌가 아... 이게 정말 포즈도 참 예. 누워있는 포즈도 쉔이 가장 큰 잘못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쉔은 절대 갈 이유가 없었는데 굳이 갔다 그리고 쉔이 있었다면 애초에 이런 참사도 없었다 그렇죠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쉔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갔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문도는 핑을 찍었어요 예. 드래곤을 먹자고. 예. 자, 이 판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그래서 잘못된 판단이다. 쉔이 집에 갔고 <laughs> 예. 아군들이 bottom 디오가 체력이 없는 상황이라면 그리고 제라스도 없었고 제라스도 예. 없었고 그리고 아리가 더 빨리 함 수, 예. 합류할 수 있는 상황이고 마스터이도 언제나도올 수 있는 예. 상황이라면 문도는 거기서 무리하게 드래곤으로 갈 필요가 없었다. 그렇죠. 음... 그리고 쓰레시가 랜턴을 던지네. 그러면 쓰레쉬도 그냥 아래쪽으로 쭉 빠졌으면 되는데 굳이 같이 드래곤 잡겠다고 그쪽으로 가서 랜턴도 던져주고 뭐 막 이상한 그렇게 하다가 마이한테 커트 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쓰레쉬도 유죄다. 그럼 미스포춘은 미스포춘은 당연히 유죄죠. 아... <laughs> 이게 제라스 사연자 제라스님만 빼면 다 유죄인데 아 그리고 제라스님이 애초에 마이 잡아줬으면 또 되는 거 아니야. 어 맞아 마지막 장면에서. 폭동으로 마이 진짜 못 잡고 못 정확히 스케샷으로 잡았으면. 근데 이분의 결정적인 잘못이 뭔지 아세요? 네. 이 와중에 자기는 penta kill 했다고 29분 40초에 penta kill을 했어요? 펜타키 했다고 그거 보여달라고 이 와중에 지금 우리는 누구를 아유. 막 이렇게 막 우리가 그렇게 뭐 제라스님한테 저희가 뭐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저희가 뛰어드리진 않아요, 의도적으로. 그리고 저희가 좀 미리 네. 봤는데 네. 되게 멋있는 penta kill도 아니에요. 좀 되게 억지로 한 penta kill. 그러니까 막타, 아, 막타만 먹는 거 있죠. 제라스님 뒤에서 뿅뿅뿅 해가지고 막타 먹는 penta kill이야. skip하셔도 됩니다. 그거. 드래곤의 욕심낼 필요가 일단 전혀 없다 어떻게든 드래곤 무조건 먹어야 돼 드래곤 먹어야 돼 근데 드래곤이 요즘 진짜 tier가 낮아졌기 때문에 음... 이득 봤으면 끝인 거예요 안, 안 먹어도 돼 줘도 돼 그냥 더럽다 그냥 너네 다 먹어라 해도 돼요 드래곤 먹는다고 게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득 보는 게 더 중요하고 다섯 다 잘못이지만 저는 그래도 마지막 미스포츠의 임팩트가 너무 세서 미스포츠이 가장 큰 재질이 더럽다. 네, 그렇다고 제라스님도 잘한 건 없다. 네. 특히 이 펜타키를 보여달라고 구걸하는 이거는 정말 그것도 추하다. 추하다. 그 와중에 자기 잘했다고. 이 게임에서 전반적으로 아이고 추하다. 네. 게임의 풍경이 추해. 그래서 이 정도 사연이라면 그래도 골드 드리겠습니다. 아 골드. 좀 높게 드렸어요 그래. 음. 너무 취했기 때문에 가산점 드렸습니다. 미스포츠의 마지막 전면 장면은 어우 정말 진짜 부끄러워요. 제가. 죽을 때 죽더라도 좀 멋지게 죽었으면. 하지만 뭐 골드 정도면 나쁜 등급 아니거든요. 맞아요. 예, 저희가 또 상품권 세장을 사연을 보내신 제라스님. 어쨌든 본인은 상품권 얻어갔네요. 그렇죠. 뭐 펜타킬 하셨다는 것도 알렸고. <laughs> 그래요. 네. 아무튼 축하드리겠고요. 마무리가 됐네요. DC s 5